영화를 신데렐라 보자는 년이 어디 있냐 그냥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럼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갈 것 같아요 네, 안녕하세요 24살 김민재고요 모델 하고 있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. 정지민이고요. 저도 모델하고 있습니다. 어떤 모델 하고 계신가요? 되게 잡다하게 다 하고 있어요. 피팅도 하고 뷰티도 찍고 패션 빼고 다 찍는 것 같아요. 키가 작아서. 아, 저는 패션 모델. 키가 크신가 봐요. 조금... 네.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수능 끝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. 아, 연락 받으셨는 거예요? 네,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축제할 때 네. 시작해서 네. 그때부터 아...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멋있다. 되게 비율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좋진 않아요. <laughs> 기대하지 마세요. 귀여우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긴장돼요, 지금.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랜덤 채팅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되게 신박해요. <laughs> 결정해주세요. 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유튜브 최근에 시청 영상이 어떻게 되세요? 너무 유치할 것 같은데? 어? 뭔데요? 시즈탱크 천대 파괴력은 김아중 닮은 누나에게 네일아트 받으며 사심 채우기 <laughs> 원펀맨 이기 루피 초인계 능력 각성 어, 되게 귀여우시다 네. 만화 좋아하시나 봐요 챙겨봐요 <laughs> 애니 좋아하세요? 옛날엔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식은 것 같아요 즐겨보는 장르가 뭐예요? 로맨스요. 저도 로맨스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엄청 귀여우시다. 순수하신 분일 것 같아요. 애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솔직히 나쁜 사람 못 봤거든요. 괜찮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결정하겠습니다. 결정했습니다. 연인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? 용서 못 할 것 같아요 왜요?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어... 들어요 역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<laughs> 연애 뒷담화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? 네 있었어요 어떤 주제로 했는지 들을 수 있어요? 진짜 성격 개또라인데 내가 쟤를 만난 이유는 진짜 얼굴밖에 없다 영화를 신데렐라 보자는 년이 어디 있냐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? 네 신데렐라가 왜요? <laughs> 유치하대요 그 살짝 동심이 없나 보네요 동심이 파괴됐나 봐요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연애를 안 했거든요 한, 한 3년 반에서 4년?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될 분은 그쪽 응원해 줄 수 있는 아, 그냥 뒤에서 욕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<laughs> 그냥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나쁘게 말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?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선택할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? 예스일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자신감이 넘치시네요. 지금 <laughs> 하시는 일이 10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된다면 돈 되면 할 것 같아요. 돈과 지금 하고 싶은 꿈이랑은 아예 다른 별개인가요? 금전적인 면이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싶어요. 10년 뒤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? 그냥 평범하게 회사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요. <laughs> 평범한 생활? 네. 지금 굳이 모델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. 어, 자격증이나 준비하신 게 많으신 거예요? 저 자격증 10개예요. 정확히 11개요.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? 하고 싶어요.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랑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.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답 <laughs>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 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<laughs> 다 맞으면은 오히려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세계적인 쇼에 설 수 있는 기회 연인이 1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위독한 상태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저는 제 커리어에 갈 것 같아요 디자이너 그 일적으로 어... 그럼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갈 것 같아요 그 커리어 쪽에는 연락드리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패션이라는 일이 한번 밑보이면은 네. 이제 다신 없을 기회인데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밑보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해 안 해주는 곳이랑 진짜 전 일생일대의 기회라도 일할 생각 없어요 괜찮을게요 포트 어떻게 했을것 같아요? 확고하셔가지고 네. 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확고했나요? 딱 거기에서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어... 아,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.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? 막상 그 상황에 제가 맞닥뜨리면은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이제 이 칸막이가 음, 치워지면은 저희 둘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이돌상 좋아해요. <laughs> 에이티즈 최사한이랑 빅스 레오. 그러니까 눈 작고 막 좀 분위기 있고 섹시한 음..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긴 머리에 하얀 피부였으면 우주소녀의 설아 어... 씨를 좋아하는 팬이었죠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저는 24살 김인재라고 전 22살 정지민이랍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되게 눈이 되게 크시네요. 아 오늘 너무 좋은 경험 음,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. 아, <laughs> 함께해서 즐거웠어요.